좋아요와 구독 아! 첫, 첫 돌잡이 있어 첫총 오늘 돌잡이 영상을 올렸는데 또 돌잡이를? <laughs> 어디 가지? 아무도 안 오고 총 잘 나오는 곳 누가 올 것 같긴 한데 리포카 창고로 갑시다 돌잡이 1등 자, 이 창고는 여기로 정했다. 헛. <laughs> 야, 근데 에란길에서 사이가는 좀 오바이 아니에요? 다행이야. 뭐지, 사이가 주둥이 같은 거는? 아, 나 근데 저 차총이 다 왜 다 이 꼴이야? 진짜 잘못했어. 이번 판 포기 <sighs> 밥 잘 먹고 자기정도 좋은데 애랑길 사이가 치킨이라니 근데 이번 이번 영상 조회수 엄청 빨리 올라가 벌써 심장 구우 파밍 다 했다 가자 홀리 아니? 아니? <laughs> 아니? 100점 바퀴도 달리고 예 nice. MK는 길에다 버려야지 와 쫓아온다 <laughs> 와 쫓아온다 와쫓아다나 <laughs> 돌린 것 같은데? 오 탱크 와 음. 쫓아왔어 ESP냐? <laughs> 야 쫓아오냐 이걸? 수탕탄 빠는데 이 새끼? 와 얼마나 보고 먹은 게 배가 아팠으면은 가는 거야? 설마 글로 올라가려고 <laughs> 바보야 멍청아 어쩔 건데 거기서 어떻게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바보야 내 오토바이 눕히려다가 <laughs> 너무 빨리 내렸다 위에 사람 있어 연막 좀 더 챙겨야 된다 연막 수류탄 잼만 아, 없으면 시체를 먹겠는데 위에서 자꾸 간 보고 있네 나이스 뭐야 나 리포카 네 내렸는데 리포카로 네 줬네 자기장 그냥 여기 있을걸 계속 <laughs> 내가 첫 키를 여기서 했거든 여기 그냥 가면 있을걸 제가 죽으면 오토바이 타고 차어 죽었다 기름이 없네 아 기름통 아까 버렸는데 나 나무로 가야 돼 뛴다 쟤도 아왜 여기서 언제 돌았노 여기 사람 봤거든? 여기서 여기서 봤었어 그래서 왼쪽에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여기서 내가 그냥 연막을 연막 안으로 들어갔었어야 됐네 얘가 잘했네 날아, 날아서 덮쳤는데 이게 원몸으로 <laughs> 때린 것 같은데? 위험한 짓이었네